에이. 예. 야. 예네 혹시 거기 아침 메뉴 있나요? 아니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과도가 있어. 이렇게 과일 깎는 뒤에 이건 뭐지? 뒤에 이건 무슨 용도일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뒤에 이렇게 있는 이게 자르는 건가? 아, 칼 진짜 잘듭는다 뭐야? 고양이야. Thank you. 달달한 거 너무 좋아? 음. 아, 어, 옥수수. 음. 국이 맛있네. 베이컨 더블 치즈 샌드위치? 어. 베이컨 더블 치즈 샌드위치에 나는 나는 아메리칸 햄치즈 샌드위치 나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오케이 너무 맛있다 음 아, 근데 이또 이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그릇 찾으러 아 와. 사장님 네 짜자자자 엄청 튼튼하게 감겨져있네 예쁘지? 어 예쁘다 우와 문 요거트 볼 예쁘지? 응 잘했네 예쁘지? 완성 너무 예쁩니다 이 접시 진짜 예쁘다 이런 스타일로 몇 개 더 만들고 싶다 밀어주시고 이렇게 좀 길어졌을 때 떼서 가로로 놓고 또 밀어서 원형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실은 이렇게 다른 공간이라 우리도 풀백을 밀어듯이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표면 정리 버섯 별로 쓸일 없지? 응? 그래도 그건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음, 그래? 응. 잡채.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응. 그래도 적기는 하지 말아 이거 먼저 볼까? 응. 원래 고기를 먼저 볶는데 고기는 먼저 볶 맛있는 냄새나 음. 음. 아, 그러면 버무린 후에 이렇게 다시 볶는 거야? 어.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되니까. 와 김서방 생일 vibe. Wow. 너무 싫어? 엄마는 뭐야 많이 늙은 거 티나? 티나? 목 있는 데를 좀 더 잘라주지 왜? 너무 싫어하셔. 저 정도도 진짜 목욕하는 거 진짜 싫어해. 어 이게 입이 코고 입이야. 오, 이렇게 이렇게 찌는 네, 거예요. 거니까. 음. 이거는 종아리 뼈. 음. 뭐야야. 음. 얼굴 어, 이렇게 뭐 입을 쭉 내민 게 너무 기특하다, 신기하다.